Yeah. 접촉을 시도했다고 공식 고민하고 고심한 정말 뭐 많이 이제 제주도에 갔다 일회 시간도 있잖아. 그리 내가 어- 많이 좀실제 아니에요. 그쵸. 같은 상황, 같은 상대 배우. 창밖을 좀 많이 쳐다봤어. 얘기해도 돼요? 아니, 처음은 안 된다는 거는얘 아니라 처음은

그러게 안 돼가 너무 무섭고 큰일 났어. 어, 이젠 안 돼. 큰일 이렇게 흘렸나? 어? 면 망했다. 우리 그냥 추억을 남기자. 나 먹을게. 어, 먹어. 이거 제대로 쉽지 않아.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어서 간장을 따로 안들어거든요 네. 혹시나 필요하면.